지 이름은 크리코예요 한국 남자 캬누구요 켄식이랑 거시기준이에요 저기 거시기 비계준 갖다줘요 아우 귀찮아 임자가 갖고 와 아. 시반 퇴근해서 그래요 사계상에 좀 갖다줘요 아 거시기하네 진짜 아. 이렇게 개그라치처럼 두돌 대도 노산 다 해주는 착한 서방이유 저기 임자 왜유? 시바 뭐유? 배기 굴러가요 조심해요 <laughs> 계령상 거래인은 뭐하는 거요 저런 너안 물어가고 누구인가? 아이고 늙게 재미없네 역시 전환 일기가 최고야내언니 말이야 에? 뭐유 설마 말순이 사진인겨? 이런 서그럼 아니요 이럴 때가 아니요 370만 춘전도의 힝 구역 준남 계련산의 은장함과 충북 고스동굴의 신비로움을 모아 구독해유 빨아유 쏴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삼겹살 냄새가 나는겨 자기 이게 누구예요? 1 0반 지금까지 다른 여자를 사랑해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일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썬다키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임자 그 사진이 임자 아기 때 사진이요 야? 이렇게 구엽고 고왔던 사람이 날 만나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사진 보면서 맨날 반성하려고 그러는겨 저랑 개식이는 질 솔잔이 사랑이서지 사진을 항상 들고 다녔슈 아우 사랑돼요 오늘도 김영호의 유별난 사랑은 지들 가슴에 거시기만 남았고 사진을 보며 완성한 김영은 노상 데카디서 자슈 근데 사진이 뭐여 이게 시반 세월이잖여 この番組はぷくぷくセオルヤソカンセオル꼭 필요할 때 없는 포저베달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